야 제발 서줘 서줘 서줘 서줘 서줘 이런 젠장할 이런 젠장할 젠장 젠장 젠장 젠장 너무 짜증나 화가 난다 좋아요와 구독 아! 그거 화면에서는 최대한 안 먹이려고 노력하는데 온다 아닌가? 방금 나 다, 다리 본 것 같은데 온다 간다 음 내가 너무 빨라서 포기했군 이따 만나자 거기 다 털고 만나자 자 저 뒤에 내린 적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부터 잡아야겠네 아제 배그 접겠다 어 수치스러워 자 대충 털어 파밍을 하다 말고 가는 거지 왜냐면 쟤는 내가 창고 두 개 털는 시간을 계산할 동안 난 대충 한 개만 털고 총만 가지고 가는 거지 어떤데? 근데 중간에서 마주칠 수도 있다는 거 눈치 빠른 애들은 총 하나 먹고 온다는 거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애를 먼저 기다리는 거야 지금 지금 열심히 파밍을 하고 둘, 셋. 어떤데? <laughs> 어떤데? 나의 작전이 완벽했지? 루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컷컷컷! 얘 아마 다 안 털었을 것 같은데, 그치? 이것 봐, 다안 털었어. 얘, 얘도 그냥 나 잡으러 오던 길이었어. 아니야 피치컬 아니야 이것 봐 얘들 farming 안 했어 쟤도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야 이거 내가 아마 한 창고를 하나만 더 털고 왔으면은 얘가 기다리는 거에 내가 죽었을걸 얘 나오는 동선이 딱 나 잡으러 오는 동선이잖아 피치, 피치컬 아니야 피치컬 아니야 피치컬 아니야 피치컬 아니야 피치컬 피치컬 피치컬 피치컬 피치컬 발음을 못한다니 피지컬 아 되는데 왜 그러지? 되는데요? 피지컬 복숭아컬이라고 한다는 physical. 아 physical. 아 physical이라 그래야 돼? 피치, 피지컬이라고 하면 안 돼 아 나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 용 큐비의 소음기? 어떤데? 온다 온다 온다 한킬 끝내야 돼 하나 둘얘 말고 한 명 더 있거든요 내 동만? 자동차 좋겠다 <laughs> 아저 우리 저거 뺏을까? 강탈하러 가볼까? 지형이 별론데? 나이스? <laughs> 뺏었어 뺏었어 네. 이거 반품해 반품 다 돌려달라 그래 옆에서 구상 하나 먹고 들어가자 보인다 저기 그치 있는 것만 인지하고 아쟤 나본거 같은데 이 양담한 구상 없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이건 좀 잔인하지 않나 너무 가혹하고 현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 조심해야 돼 아씨 된장을 왜 샀어 바보야 왜 샀어 집 조심 집 조심 조심 문 깎고 가는 거 조심해 구상했니 혹시? 발소리 <gasps> 중간에 꼈어 아 파밍을 아, 왜 하러 간 거야 멍청 멍청하네 가방 벗는데 일가방인데 벗는데 드링크도 없네 원래 게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소리 왼쪽 이걸 사라? 피좀 먹어줬으면 좋겠어? 피 먹어주면 고마워